처음에 1년이 억담 그리고 2년이 이제 대학교 음. 지금은 졸업을 했고 이제 백수 백수 <laughs> 백수라는 표현도 안 해? 아저 <laughs> 백수니까 <laughs> 음, 글쎄 저는 약간 처음 왔을 때는 뭔가 전교적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슬람 종교라는 게 믿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음. 돼지고기 그리고 술 음. 절대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네, 네. 한국에서는 뭔가 그걸 어망했잖아요 소주 그리고 삼겹살 그때는 진짜 먹고 싶었는데 돼지고기랑 어, 네. 소울 같은 거술울 같은 거는 진짜 못 먹었으니까 어떻게 사람들 을 같이 먹자고 하면은 어떻게 거절할 수 있을까 음. 그거는 뭔,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슬람 종교를 이해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네. 근데 어, 쉽게 맞을 수 있는 사람도 많잖아요 왜냐하면 어 괜찮아 어차피 이거는 적금만 막 보고 하면 되겠지 그런 사람도 많, 많으니까 아 조금이면은 괜찮지 않냐 이런 어, 사람들이 그런 거 많으니까 아마 그거는 좀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뭐 물론 한국 거도 많이 음. 부족하는 편이라 그래서 한국 거랑 뭐 먹는 거뭐 음. 입맛은 잘 맞긴 한데 그냥 돼지고기, 자료 같은 거만 예. 그럼 처음 왔을 때 언어는 어땠어요? 언어 배우는 것들은? 딱 왔을 때 식당에서 주문하는 것들도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?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어, 한국 뭐 어느 정도는 한국어를 알게 됐으니까 어, 식당 갔을 때는 뭔가 주문 뭐 도전 같은 거 했잖아요 근데 음. 저 전원에서 왔으니까 전원에서는 사투리도 가끔 있, 있거든요 어. 주문할 때는 뭔가 제가 배웠던 한국어를 나왔기 때문에 뭐 깜짝 놀랐어요 뭔가 음. 크츠는 요 아니라 그냥 이유 아. 뭐 이유? <laughs> <laughs> 사투리 어. 사투리가 어. 있었으니까 뭔가 당황스럽고 음. 그때는 진짜 완전 한국어 모르는 사람이라 참 힘들었지만 재미있었어요 그때는 근데 그 천안에서는 사투리를 네. 좀 그래도 사람들이 좀 쓰는 편이잖아요 네. 조금 쓰는데 음. 서울이랑은 좀 달랐어요? 다른 점 특히 뭐 연세가 많이 어. 드신 어. 분들은 어 그거는 약간 심는편 아니지만 일단은 약간 어향 같은 것도 있으니까 어, 저도 약간 뭐 그냥 친구들이랑 가끔 따라 하게 됐고 근데 서울 사람들은 그냥 뭐 드라마처럼 제가 보통 예능이나 드라마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똑같으니까 진짜 신기하고 근데 지방에 가면 무조건 다른 말이 또 있어서 재미인 것 같아요 지방은 어디 어디 가봤어요? 거의 다 가봤죠 <laughs> 저는 뭐 전라도 가봤고 경상도 가봤고 강원도도 가봤고 어, 중청도 물론 중청도는 근데 제가 중서남도거든요 근데 어, 생각보다 중청남도는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사투리가 어, 어 그래요? 네 중북도 심해요 음. 경주 갔을 때는 어른 친구도 가끔 나와요 음. 뭐요 <laughs> 그런 거 뭐요 네, 뭐요 예, 화는 껴 그런 거 <laughs> 그런 나왔기 때문에 근데 부산 갔을 때는 뭔가 갑자기 쌍남자 된 느낌도 됐더라고요 왜냐면 반문나 어막 반문나 아직 넌 아, 반문라 아따 잘 틀어라 그런 그런 거 많이 했으니까 아따는 전라도 아닌가요? 근데 사이사이 있잖아 사이사이 아, 네, 그렇게 있잖아요 어. 약간 그러니까 순정 음. 같은 거 어. 어 사실 전라도는 많이 듣지가 않지만 일단 드라마에서 통해서 어. 많이 들었어요 진짜 매력적 언어라고 음. 어, 사투리라고 생각하니까 뭔가 아재, 아저씨들도 아주머니들도 그때 뭔가 엄마 잔소리 같은 느낌 아. <laughs> 너무 빠르게 하고 또막또빨 뭐 생겨요 사투리가 들을 때 아, 집에서 엄마가 네. 잔소리하는 느낌이 <laughs> 그렇죠, 느껴진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냥 그래요 사투리 너무 좋아요 <laughs> 제일 최애 제일 좋아하는 사투리는? 저 경상도요 경상도 하, 하고 싶어 근데 듣, 기에는 전라도요 듣기에는 전라도가 제일 좋고 하고 싶은 거는 음, 네. 경상도, 경상도, 사투리 부산. 부산. 괜찮다 괜찮다 마 뭐, 뭐래카노 <laughs> 한국에 와서 음. 이거는 인도네시아에는 없었다 이런 게 있어요? 특히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초가을이거든요 초가을 네 예, 진짜 좋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두바에서 왔으니까 너무 덥고 한국에 왔을 때 진짜 좋았거든요 왜냐면 어, 사계절이 있으니까 음. 근데 뭔가 지하철 버스 아. 그런 서비스 인도네시아 아직 부족하니까 뭐 있지만 그냥 자카르타 쪽만 있잖아요 음. 근데 우리는 약간 수마트라 할리만탄 쪽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음, 음. 너무 편해요 어디 가도 편하게 갈 수 있고 뭐 금방금방 갈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을 것 같다 근데 인도네시아는 네. 제가 있었던 데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수마트라 쪽에는 지하철이나 그런 편의시설들이 잘 돼 있진 않았었거든요. 그래요? 근데 그러니까. 이게 자카르타뿐만 아니라 또 인도네시아가 섬이 많잖아요. 그 다른 섬들도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없어요? 예, 많이? 다양하죠. 수마트라에서는 자카르타 같은 역할 얘기 쉽게 얘기하자면 약간 메단, 어, 수마트라 어. 우타라에 있는 거. 술라위시 섬에서도 몇 개 있지만 큰 도시는 어. 네. 근데 자카르타만큼 아니에요. 음. 힘들었던 점 같은 경우 아까 전에 제 이슬람교여 가지고 음. 식 찾거나 뭔가 그런 것들 힘들었다고 했잖아요. 음. 그 종교적인 문제 말고도 더 있어요? 사실 사람마다 좀 네. 음. 다르겠지만 뭐 저 같은 경우는 별로 어, 없는 배우인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여기는 공부하러 왔으니까 음. 그냥 공부만 <laughs> 문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뭐 한국인이랑 친구 사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서 어, 예전에 진짜 어 한국에 가면 무조건 한국 친구가 많, 많, 음. 많아겠다 그런 생각 들었는데 근데 실제로 한국에 왔으니까 뭐 좋은 친구도 많았고 생각하던 대로는 아니구나 그런 음. 그냥 그럴 것 같아요 다른 점은 그냥 뭐 어디 가도 문 뭐 똑같던 것 같아요 음. 일단은 사람마다 뭐 달라요 현재 대 3년차 정도 된 거죠? 한국에서 생각한 지 처음에 1년이 억당 그리고 음, 2년은 2년이 이제 대학교. 음, 대학교. 지금은 졸업을 했고 네. 이제 백수 됐고 <laughs> 백수라는 표현도 안 해? 어떻게 해? <laughs> 아 맞아 <laughs> 백수니까